뒤에 있는 게 모양이 네. 구우면 찔러도 되게 아, 진짜? 네. 오, 작아지네. 네, 저는 왕머그. 왕머그. 음. 예. 는 e a 아, h 선생님께서 조심히 다루라고 하셨고요 네. 이거는 미끄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음. 펜슬입니다 이걸로 지금 미끄림 그리셔야지 어떤 걸 그리실 건가요? 저는 음... 꽃 그릴 거예요 꽃 아, 저는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 무슨 꽃을 그려야지 어, 원잘 그렸네 그 컴파스 없나요? 컴파스 <laughs> 콤바 스로다가 이렇게 쫙. 제 결정했어요.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커플 만들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기 전에 음,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주스를 마실 수도 있지만 이 한 잔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한 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문구를 새벽에 봤어요 자 눈물이 나죠 <laughs> 너무 잘 쓰디쓴 한약도 꿀맛을로 변하는 요술컵 음. 아 제가 알라딘을 요즘 최근에 봤기 때문에 지니 같은 컵이었으면 좋겠어 아 자, 그럼 저는 채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의 미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태리 장인은 옷을 만들 때 한땀 한땀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다 들어보셨어요? 네 저의 컨셉은 이태리잖아요 거장들 알려줄게 귀를 잃는다고 귀를 잃어버린 게 새로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, 네, 심플 굉장히 비싼 그림에 보면은 항상 그 그림의 하단 쪽에 보면은 자신의 그런 호나 이름을 적어놓는다 뭔지 알죠?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으려면은 날짜가 찍혀 있어야 돼요 사랑이 한가득 담겨있다 뭘 먹든 의미가 정말 이제 예쁘게 꾸우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쁘네 꽃병 도전 거야? 뭐 만드실 거예요? 저요? 네. 동동주 병. 아. 병이요? 네. 약간 요걸 찍어야지 우리 <laughs> 아니야 자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BGM <laughs> 까줬어 저기요 <laughs> 자 태호와 지연이의 도자기 만들기 오늘 어떠셨나요? 정말 되게 해보고 싶었던 그런 뭔가 경험이었어요. 제가, 제가 되게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, 지안이랑 또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또 더욱 특별한 거는 또 제가 만든 게 우리 부부들에게 그쵸 그쵸 선물로 간다고 하니까 다 드셔서 잘 써주세요. 네, 항상 그컵이 그 많길 기원합니다. 그 컵을 사용하실 때마다 뭔가 저희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. 네 <laughs> 아무튼 나는 좀 저는 흑장난 좀 더 하고 될 테니까 먼저 가세요. 대박이다 이거 이거를 해주셨네 감각적으로 굉장히 잘하세요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들었죠? 이게 뭐지?